천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줘야 네네. 돼요. 1, 2, 꼭 잡고 1, 1 2, 3, 3, 3 4, 4, 4 3, 2, 2 1, 1, 1, 1 4, 4, 4 3, 3 4 3 3 3 아, 3 4 오케이 위에 줄 아, 여기 어, 와야 올라와야 돼 엄지 좀 더올리고 네. 자, 예, 자 잡고 시작 1 2 3 4 4, 3 갖는 건 다시 와서 2 1 1 1 1 치시고 1 치시고 1 4 4 3 4 2 4 3 4 올리고 1 2 3 4 4 3 2 1 1 다 잡아요 4 3 4 4 3, 4 그대로 네. 1, 2, 3, 4 1, 2, 3, 4 4, 4, 4 3, 2, 3 2, 1 1, 4다 잡아요 다 잡아요 4, 3, 4 자 손 2, 4, 3, 3 아 3, 4 그렇죠 내려가요 엄지로 내려가면 돼자네 1부터 시작 1, 1을 자기 길을 자기 착착착 정확히 잡아줘요 1, 2, 3, 3, 4, 4 그렇죠 4, 4 3, 3